좋아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laughs> 어색하다. <laughs> 어, MBTI 어떻게 돼요? 어, ENFP예요. ENFP. 네. 뭔가 ENFP 같은 <laughs> 어떻게 되세요? 저는 ENTJ예요. <laughs> T시구나. <laughs> 네. 음? 제가, 제가 먼저 할까요? 네. 당신은 오늘 아침에 뭘 입을지 고민을 하면서 일어났을 것 같고 어, 재미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? <laughs> 저는 전날 꿈, 꿈 생각을 하며 일어났고 자극적인 사람을 만나고 싶었을 것이다 <laughs> 자극적인 <laughs> 재밌는 그런 거? 전에 무슨 꿈 꾸셨어요? 전날에? 고슴도치가 코로 들어가는 그래서 계속 울렸어요 머리가 어... 당신은 오늘 아침 설레이는 생각을 하며 일어났고 귀여운 사람 만나고 싶었을 것이다 저는 어, 오늘 아침에 나뭐 입지? 음. 저랑 티키타카가 잘 맞는 사람을 어. 만나고 싶다 이렇게 저는요?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텐션이 이렇게 높은 사람을 네. 좀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요 아 진짜요? 텐션 높은 사람 어때요? 어, 좀 낯설어요 지금은 <laughs> 어. 아. 어. 예, 아니 좋긴 좋은데 좋아요? 익숙하지 않아서 아 그럼 좋은 걸로 해요 아네 어, 좋아 <laughs> 제가 먼저 맞춰볼게요 네 당신은 교육 관련된 전공을 했고 학원에서 일을 할 것 같고 이름은 박수진? <laughs> 수진이? 그냥 제가 뭐 붙여봤어요 다 틀렸어요 아, <laughs> 저는 국악을 전공했고 해금 연주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어. 이름은 조승우 완전 다 틀렸네요. <laughs> 네. 근데 뭔가 선생님일 것 같았는데. 선생님이요? 영어 막 약간 영어? 이런. 아. 땡! <laughs> 당신은 인문학을 전공했고 선생님이실 것 같고 이름은 김수현일것 같다. 다 틀렸어요. <laughs> 운동재활이랑 사회복지 전공했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우와. 일을 하고 있고 아. 이름은 주상진이에요 진짜 다 틀렸네? 다 틀렸어요 <laughs> 아동복지 관련된 데서 일을 하고 있어요 따뜻한 분이시네요 네, 참, 네 따뜻해 보이지 않아요 저? 근데 티... 아네 티... <laughs> 다음으로 갈까요? 네 <laughs> 아까랑 되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아 진짜요? 네. 지금 어때요? 지금 잘 어울려요 예뻐요? 어, 네 <laughs> 이제 먼저 맞춰보실래요? 상진님은 외출 준비를 하는데 30분이 걸리고 머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일 것이다 외출 준비하는데 1시간 반이 걸리고 에? 뭐 하는데요? 머리와 얼굴 <laughs> 옷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다 우 탈락을 했는데 아, <laughs>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좀 뒹굴뒹굴 거리다가 뒹굴뒹굴도 계획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? 네. 어. 아, 광기가 좀 있으신 것 광기요? 같아요 네 게, 계획 광기 아 계획 광기 네. <laughs> 승희님은 외출 준비하는데 2시간이 걸리고 <laughs> 네. 옷에 신경을 많이 쓴다 저는 외출 준비하는데 90분이 걸리고 향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 향기, 어 향수 이런 거 뿌리세요? 좋아해요. <laughs> 승인님은 이성들에게 웃는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여서 셀 수 없을 만큼 고백을 <gasps> 많이 받았어요. 헐! 아니에요? 감동! 저 웃는 거 매력적이에요? 어, 네. 보조개 막 이렇게 생기고 그럴 우, 때 웃는 게 예쁜 여자 어때요? 어, 좋아요. <laughs> 저는 이성들에게 웃는 모습이 매력적으로 보이고 음. 네번 고백을 받았습니다 되게 그 의외다 근데 너무 예쁘면은 다가갈 수 없다? 이런 아 인정할게 <laughs> 아싸 상진님은 이성들에게 다정함이 매력적으로 보여서 100번 고백을 받았을 것이다 100번이요? 네 <laughs> 저는 반전 매력이 있어서 어, 잘 근데 잘 모르겠어요 뭐요? 그러니까 막 몇 번 받았는지를 <gasps> 셀수 없다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도 횟수로 이런 거 생각하지 아 셀수 없다 <laughs> 반전 매력은 뭐예요?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말 걸면 대답 안 해줄 것 같이 생겼는데 친해지면 되게 말 잘해준다고 아 그런 거였구나 네. 전또 약간 낮에는 교수고 밤에는 야수 이런 거 어... <laughs>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? 네. 아쉽다 네? 왜 아쉽다 그랬지? <laughs> 어, 또 왔어요 아,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옷 입고 만날까요? 네 <laughs> 근데 갑자기 가까워졌어 <laughs> 제가 어색해졌어요 응? 어, 봄서 맞추, 맞추려고 <laughs> 상진님은 처음 만난 이성과 일주일 만에 연애할 수 있고 첫 만남에 스킨십을 손잡기까지 할 수 있다 어? 틀렸어요 저는 3주 정도는 보낸 것 같고 아 처음 데이트 때 손까진 잡을 수 있어요 어! 맞췄다 네. <laughs> 이제 맞춰볼게요 승희님은 처음 만난 이성과 한 달 만에 연애할 수 있을 것 같고 음. 첫 만남에 손까지 잡을 것 같다 아 그렇게 좀 진중해 보였나 봐요 제가 뭐 하루 이틀 보고 사귈 것 같진 않았었어요 그치만 아니에요 저는 11일 만에 연애할 수 있고 첫 만남의 스킨십은 어깨 감싸기까지 할 수 있다 근데 왜 11일이에요? 제 생일이라서요 11월 11일 아 11월 11일 제일 좋아하는 숫자라서 했어요 <laughs>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안아줘야 돼 어, 약간 덩치 좀 있고 그쵸, 이런 사람 <laughs> 설레 <laughs> 승희님이 고백을 한다면 되게 막 시끌벅적하고 재미있는 음. 상황에서 네. 갑자기 평소와는 다르게 장난기 빼고 그거 되게 설렌다 저는 보름달이 잘 보이는 상황에서 나랑 만날래? 라고 <laughs> 할 것이다 아, 그럼 보름달이 떠야지 이제 만나는 거예네 그때 이제 사귈 거예요 한 11일 정도? 그때가 타이밍인 거죠 오늘이다 상진님은 고백을 한다면 서로 마음이 확인된 상황에서 남자답게 사귀자! 라고 할 것 같습니다. 좀 확신이 들었을 때 사귀는 것 같아요. 음, 그 사람도 좋아하는 것 같고 이런 거. 근데 눈치가 별로 없어서 네. 얘가 날 좋아한다 이런 거를 잘, 잘 몰라요. 저, 저는요?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얼마나 더 해야 되지? 아 그러면 다, 이제 다음 장소는 어딜 것 같아요? 어, 새벽 2시니까 자고 있을 거잖아요. 꿈속일 것 같아. <laughs> 갈까요, 꿈속으로? 네. <laughs> 완전 잠옷이. <laughs> 너무 너무 잠옷이. 승희님은 결혼을 하고 싶어 할 것 같고 음. 연애를 하고 싶은 이유는 더 행복해지려고 저는 비혼주의고 현재 연애를 하고 싶은 이유는 제 감정 기복을 줄이고 싶어서요 다운도 돼요 그러면? 다운은 엄청 심해요 어... 다운되면 은 진짜 지구 끝까지 내려가요 그 막 약간 내가 지금 여기 안에 가운데 있는 것 같고 <laughs> 그러니까 사랑을 주잖아요 연애를 하면 그러면 그게 살짝 평온해지는 것 같아요 음... 아, 상진님은 결혼! 현재 연애를 하고 싶은 이유는 의지하고 싶어서 근데 저는 완전 거의 99.9% 비혼주의고 연애를 하고 싶은 이유는 네. 심리적으로 안정하고 싶어서 비슷했다 네. 약간 연애할 때 좀 안정감을 찾는 편이신가요? 혼자 있으면 좀 왔다 갔다 하고 이래가지고 네. 근데 뭔가 연애하면은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궁금하다 아 제, 어떤지? 네 <laughs> 질문 좀 어렵다 상진님은 나를 처음 봤을 때 귀엽다고 생각을 했고 현재는 감당 안 된다 처음에는 네. 감당 안 된다 생각했는데 아 진짜요? 지금은 좀 적응이 됐다 아 적응이 됐다 네. 귀엽다는 왜안 해줘? 귀엽고 옛다 <laughs> 승희님은 처음 나를 봤을 때 진지하다 생각했고 네. 현재는 따뜻하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따뜻하다고 생각을 했고 현재는 광기 <laughs> 진짜 눈에 보인다. 어, 욕 아니에요? 약간 그 뭐랄까? 재밌다? 알 수 없는 어... 저 표정. <laughs> 저 원래 개그맨 하고 싶었어요. <laughs> 진짜? 옛날에. <laughs> 이거 봐. 광기. 그럼 최종 선택하러 갈까요? 네. 무서워. 저도요. 어 나오다 머리 박았어요 <laughs> 좀 떨리네요 약간 오늘 어땠어요? 어 오늘 너무 일단 재밌고 좀 저 잘 뭔가 제 말을 좀 잘 받아주셔가지고 어... 상, 상, 상진님은요? 처음에는 되게 막 낯설고 네. 저, 저 텐션 어떻게 따라가지?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고 잘 이렇게 스며든 것 같아요 아 진짜요? 스며드셨네요? 네 <laughs> 이거 켜진 거예요? 오! <laughs> 헐 대박! 그 홍대 주변에 예쁜 카페 많잖아요 네. 잠깐 들렸다가 하실래요 좋아요 <laughs>